别吃，别吃啊！别吃，别吃，别吃，别吃，别吃！别吃，哎，嗯，嗯。 Mm. Yeah! 사진 예. 주택이 하나, 일세기 아, 일세기 여기 보니까 연결할게요 아, 일세기 일세기 그래도 아, 일세기 하나, 아, 낙하. Ah.